젤리더 와! 와! 아! 레그 흔기히 뭐야 여기? 뭐 이런 데 들어왔어? 아이고 고식이 뭐 프로포즈 하나?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출발! 무그와 꽃이 피었습니다. 김경식 대가리 좀 치워봐. 준식이 탈락. 안 보였는데... 생겼습니다뭐짜게그리고달라김경식최안락 무그와 꼬지 키니 새로 나왔다고 해서 야무지게 먹어보려고요 헤헤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스코 게임은 파친코 사만사는 파친코 다래 뭐? 아니 다래 아.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래는 세스코 게임 가진 거 대중의 크면을 그 끓일 겁니다! 예. 와 오랜만에 먹방 하니까 뭔가 긴장하다 진짜 지금까지 취나민이 응. 오늘 우리가 한글날 그러네요 음, 배웠습니다 음, 최근에 그렇고 한국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먹방은 한글을 쓰면서 하는 건 어떨까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해보겠습니다 일당 최근에 배운 한국말 중에 가장 어려운 거 뭐예요? 막상막가 우와 대박. 그냥 예, 뭔가 한자어는 엄청 뭔가 멋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어, 어, 어. 막상 막가 흥미진진. 흥미진진. 흥미진진. 매운 짬뽕? <laughs> 그흥기히 뭔가 신기하다. 오랜만이니까. 뭐예요? 쓰리인가요? 보세요. 아 네. 눈 감았어요? 네. 프로, 프로포즈예요? 어 뭔가 무거운 느낌. 치킨을 했는데 네. 사실 한국에는 치킨이 진짜 너무 많아 그러네요 그... 저희가 처음에 먹었던 거 내내 치킨이었잖아요 이거 BHC 뭐의 줄임말일까요? BHC 응? 아 알겠다 알겠다 B 무상 H 本当に C <laughs> 최고? <laughs> 새로 나온 치킨이래요 에... 아 이거 다 일단 다 다시마살 한국말로 해주세요 아, 한국말로 해주죠 아. 일단 다 꺼내줄까요? 예, 꺼내주세요. 네네네네네. 네, 네, 네, 응? 여기다 써네. 예스. 오! 캬! 에? 꺼내! 한국말로 하셔야 돼요. 한국말.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보통 치즈볼 아니에요. 뭔가 화장하고 있네요. 화장하고 있습니다. 치즈볼. 오, 치즈볼도 음. 영어잖아요. 안 되죠. 한국말로 아, 해야죠. 아, 소, 소, 가슴, 물. 소, 가슴, 물. 속 가슴을 착를 어, 치즈는 치즈잖아요. 와. 예. 그것도 안 돼요. 한국 리액션으로 다시 해주세요. 헐, 로제 소스인가요? 그러네. 이 치킨에는 얘를 넣어야 돼. 열어보시죠. 으, 젤리다. 깜짝이거 우리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고 봤어요, 이거. 에? 젤리다! 아니, 누가 봐도 음, 젤리인데? 뭐, 쫄깃쫄깃. 이것만 먹어도 돼요. 안돼 <laughs> 이거 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에? 요즘은 그런 게 유행인가요? 간다! 와! 와! 아, 두 개 맛이 있네요? <laughs> 음. 예쁘게 예쁘게 귀엽다 귀엽습니다 봐봐 뭐 그거 이거 치킨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신기하죠 여러분 와 우리 집에 왔다니 흥미롭다 흥미롭습니다 와 무섭다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치킨을 찔러 가지고 아, 아, 냄새가 제이가 같이 있으면 이 소스랑 스위트처럼 생겼네 치킨인데 아마이 뭔가 신기한 맛이에요 제리의 쫄깃쫄깃 식감이 있잖아요 음. 그리고 부드러운 치킨 식감이랑 음. 바삭바삭한 튀김의 식감도 있고 뭔가 바빠요 아 근데 지금 저건 맵다 에? 거짓말 무슨 쨍이다 매워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달리기 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맛이에요 근 네, 지금은 매워요 소스에 집중하면서 먹어볼게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만 먹으면 <laughs> 이거만 먹어도 아, 뭐. <laughs> 젤리가 어때? 상상이 아예 안 돼요. 젤리는 개인적으로 없어도 됩니다. <laughs> 야. 와, 카르 대박. 와. 이 칼을 가방 안에 넣고 나가고 싶은. 어디로요? 등산도 <laughs>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그 손님은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laughs> 자준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소개하겠습니다. 제 남편인데요. <laughs> 오 심쿵. 김균식 씨입니다. 예. 그흐 기 안녕하세요 쉬기예요. <laughs> 와 대박 근데 진짜 어떻게 젤리 치킨이라는 게 있다니 진짜. 일단 딸기맛부터. 네. 잡숴보겠습니다. 예. 아 하지 마세요. 아 나는 예? 나는 아 제가 긴장네 만나고 있습니다 어 진짜 매콤하네 응 지금 왔지? 응, 지금 음. 늦게 왔다 내 입은 원래 먹던 치킨인데 음. 입의 가장 끝에 젤리가 렇게 뛰어다니고 있어 뭔지 맞아 맞아 맞아 짤기 짤기 젤리는 왜 넣었지? 아 보라색 만들어라 니가 일단 먹어보고 음 잠깐만요 아직 이에 젤리가 다 젤리여가지고 젤리맛밖에 안나 잠깐만요 yes, yes. yes. 맛있게 드세요 일단 1번 음. 난 딸기가 더 맛있어 어, 오! 오! 2번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소스는 엄청 좋아해요 근데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어, 나도 근데 근데 저희가 이 영상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었던 거 오프닝잖아요. 이안간찍었는데 <laughs> 지금도 김경식씨 얼굴부터 케첩 냄새가 많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치킨 많이 먹었잖아요. 음. 뭐가 제일 맛있었어? 음 일본에 있을 때 한국 치킨이야말로 양념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미지도 있었어요. 음, 음. 하지만 한국에서 살면서 프라이드가 가장 맛있어. 정말 로 코리코가 먹었던 후라이드는 비비큐의 황금 올리브 음! 그래 그거는 진짜 맛있다고 유명한 진짜? 거야 진짜? 그, 그것도 궁금하다 프로포즈 할때 조금 눈치를 챘, 챘었는지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아니 카메라도 밑에 뭐 이거 그리고 다시 닦기 잘할 것 같아 <laughs> 진짜 나만 보고 얘기를 하네 <laughs> 아니 사회에서 아, 아니 아니 아니 사실 노영사에도 말했지만 음. 생일 때 라고 조금 추측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편지 읽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엄청 긴장해서. 하지마. 얘기하지마. 하지마. 긴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laughs> 보통 그런 사람이잖아요. 응? 보통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그런 사람이 그럴 때도 있구나라고. 아 진짜 센센 아 신신 신신했어요. 뭐가 신신했어요? 아 뭔가 자기가 돌려서. 그 싱싱했어요? 음. 그러면 그거 바로 회로 해서 떠먹었어요? <laughs> 사 먹었어요. 사 먹었어요? 사 먹었어요. 어. 이행시까지 여기서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행시 쿠리코의 이행시 뭐, 오늘은 뭐뭐뭐뭐 뭐, 뭐, 뭐 라고 할까요? 젤리로 가보도록 젤리? 하겠습니다. 치킨 아니라? 젤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시를 출발해 보도록 아, 뭐, 어, 하겠습니다. 아, 너 주제 젤 제일 아 다시 제, 제. <laughs> 제일 제일 멋있는 김경식은오 리. 리발 <laughs> 그러면 자기는 아무거나 말해 아무거나 말해줘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뭐 아 그러면 포도 포도 뽀 포, 쓰리 t w 또. o 레미파솔. <laughs>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사과 사과 갑니다. 사. 사. 삼. 이. 일. 과. 과과과과과과. 과과과과과과. 과과과과과과.